나는 문어야 문어야 나는 예쁘다. 어, 어, 예쁘다. 어 예쁘다. 안녕. 어 예쁘다. 루비야. 안녕. 나는 문어야. 문어야 나는. 루비. 아 예쁘다. 예쁘다. 냠냠냠냠냠냠냠냠냠